we waste our lives lying, we're fine. 아, 정말 요번에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. 어,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콜라보로 또 다른 작품. 예, 예, 예. 예. 언제니 불러주십시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그냥 하니까 등질이 너무 날려서 <laughs> it's just- 먹고 뭐 하기딱 좋은 날이네